야, 삐. 어, 야, 뒤쪽노. 어. 아, 나는 줘줘요. 개차맞아, 개차맞아, 개차맞아, 개차맞아. 개차맞아, 나. 개차맞아. 개차맞아. 와? 어? 나? 그 아니지. 어. 어. 나이스. 자, 애기야, 짜짜야. 오야야, 오지마, 오지마, 오지마, 오지마, 오지마, 오지마. 어디 감히? 야, 어, 나이스. 아, 잘하시네 진짜. 갑시다 도와줘. 나이스. <laughs> 네명 받아봤네. You lost, so end. 다 같이 멋있게 달려가죠 <laughs> 존나 멋있다 <laughs> 쫄았어 쫄았어 쫄았어 야이를 한명 <laughs> 잡았고 얘 순삭이 되네 나이스 너무 좋은데 이거 야 존나 무서워 근데 좀 분노가 좀 빨리 쳤다 이거 도대체 <laughs> 이야 계속 돌리는 쟤는?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어 빠져 빠져 빠져 눈자님 빠져 눈자님 빠져 오케이 아 쉣. 살릴 수 있나? 잘 알신다 시방서 옳지 플러스 아, 다 먹었네 이바람면 끝이없네 야나 얘 가불기로 간다 <laughs> 가불기로 가 그냥 가불기로 위에서 가불기로 얘포기어디가 <laughs> 어디가 어디가 가불기로 가아 어, 어, 나이스 Thank you. You captured Zone C. Duel. Sound season. Hey. exceptions.